어, 기분 좋아. 아이고. 돌여놓아서 매일 아침을 먹고 있는데 어때요? 원래 안 먹었잖아요 근데 먹히나요? 네. 새벽에 일어나서 일축하고 이러니까 6시면 배고파요 어김없이 미역국입니다 음. 뭐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? 예? 아유, 아이고 그래. 우리 음, 밥도 주고 다 했잖아. 기저귀를 갈고. 닥치롱! 깨끗하잖아요 선생님 에이 예, 혼자 오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오 고마워 땡큐 무서워. 그리고 <laughs> 그리워요. 자 이제 두 살이 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?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두 살 먼저 되게 생겼네. <laughs> 생후 2주 되기 전에 두 살 돼. 아이고 두 살님. 두 살부터는 이제 걸어댕겨야 돼. <laughs> 그럼 야 너 어디 가서 두 살인데 못 끊는다면 저 떼야 돼 이제 밥도 먹고 되게 느린 줄 알아 너 두 살인데 아직도 엄마 젖 먹는다 그러면은 야애들 <laughs> 놀려 <laughs> 알어? 감사합니다 돌아갑니다 퀵퀵 다녀왔다네 장킨 도넛 <laughs> 괜찮아요? <laughs> 오늘따라 잘 자네. 여기를 이렇게 잡으세요. 반 네. 여기 네, 네. 다 살짝 들어 올세요쭉 펴세요. 아니 아니 아니. 발발잘 네. 잡자 발. 둥근살을 눌러주면 우리 아기의 대장을 다 만져주게 돼요. 특히나 여기가 똥을 끌어. 아 감옥에서 탈출했어요. 안 신나. 크르 어때요? 밖에 나니까? 좋아요. 진짜 너무 좋아. 상쾌해. 상쾌해요. 음. <laughs> 아니, 우유를 많이 짜셨네요 네, 오늘 이거 몇 번째죠? 오늘 한 다섯 번, 네 번, 다섯 번 가는 것 같은데? 그쵸, 아침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 전 진짜 오늘 유추. 600 땄어요 같기도 하고 응 여기서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데 우리한테만 이렇게